<laughs> 자, 렌즈 끼는 짱구입니다. 이게 무대 전에 렌즈를 끼게 되면 이게 굉장히 건조해지고 뻑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끼는 전략을 선택한 짱구의 네, 네, 렌즈 끼기가 네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. 네. 네 손에 렌즈를 담습니다. 아. 잘안 되죠? 우차 씨도 실패. 태우씨? 네. 태우씨만의 렌즈 잘 끼는 노하우가 있다면? 오늘의 beauty secret이에요. 어... 얀 양손으로 눈을 한껏 치켜 올린 치켜 올린 감사합니다. 짠 들어갔나요? 괜찮지? 들어갔어요. 자, 들어간 걸 한번 찍어주세요. 지금 다 들어간 거죠? 눈이 좀 천천히 밝을게요. 제가 요즘에 태우를 태워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골든 리트리버 같아요. 잡아가지고 네? 키우고 싶어요 아니 여기서 <laughs> 자 우리는 <laughs> 이제 그 생방인데요 또 잘하고 올 거예요 그쵸? 오늘 무대에서 두 분이 하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맞춘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5, 6, 7, 8 네, 이걸 찾아주시면 돼요 인기가요에서 이걸 찾아주시면 돼요 아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잡힐 거예요 잡힐 거예요. 네, 잡힐 겁니다. 오늘 무관승이 지금 그냥 아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요. 자, 넌 보주라. 네, 자기 얼굴을 주목해달라는 뜻입니다. 자, 윙크도 하겠다는 뜻입니다. 윙크하의 뭉지군을 찾아서 캡처해서 어, 투 임팩트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모니터하고 댓글 빠른 댓글로 답장해 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. 저 이제 생방 갈게요. 우지 씨 이제 말해줘요. <laughs> 생방 잘 갔다 오겠다. 아니면 행동으로 뭐 표정으로. 잘 갔다 오겠습니다. 잘 갔다 오겠습니다. 잘 갔다 오겠습니다. 갔다 오겠습니다. 하나 둘셋 다녀올게요. 빠빠. 짠. <laughs> 짜잔. 와와 와와. 짜잔. 여러분. 어바이벌 시청자 여러분께 네 안녕하세요 어, 저희 오늘 인기가요 방송을 끝나고 밥 먹으러 고기 먹으러 왔어요 고기 고기 맛있죠? 아무래도 고기를 좀 먹어야 힘을 든든히 아, 그렇죠. 해서 열심히 또 하기 때문에 그렇죠.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줌이 줌와 어, 거의 생만 맛있어? 재현이가 고기를 되게 잘 구워요 고기 먹을래? 진짜 고기 잘 굽는 것 같아 고기 먹을래? 보여줘 이게 자 스킬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익은 고기가 이런 고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바로 이렇게 입으로 맛있었다 맛있었다 맛있어 맛있어 네. <laughs> 먹느라 바빠 지금 이제 먹느라 잘 먹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벌써 데뷔한 지 3주가 지났네요 3주가 지나면서 그러니까. 정말 실수도 많고 우여곡절이라기보다는 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잘한 날도 있었고 저희가 많이 아쉬운 날도 뭐 아쉬운 거는 맨날 아쉽지만 어, 좀 항상 느끼는 건데 그래서 팬분들이 많을 때 정말 자신감이 생긴것 같아요 음, 팬분들이 진짜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더 자신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이 너무 열심히 응원하니까 맞아, 맞아. 10명이 와도 맞아. 100명이 온 것 같고 50명이 오면 500명이 온거 같고 어. 그래가지고 또 많이 와 보이지 않아? 목청이 되게 우렁차. 진짜 이미 많이 나요. 그래서 한 명이 한 3명, 3명 역할을 하는 것 같아. 같이 즐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어. 진짜 고마워요. 고마워 오늘 또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. 맞아요. 발렌타인데이여서 우리 오늘 팬들이 초콜릿 너무 많이 초콜릿을 무슨 한, 한 사발 그거 다 먹으면 내일 당뇨병으로 입원해야 돼. 당뇨병? 우리 살찌면 어떡하죠? 네? 살찌면 어떡해요? 살찌면 빼야죠. 살 근데 아 그렇지 살찌면 빼야지. 팬분들이 저희 요즘 말라간다고 살 좀 찌라고. 어 맞아.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고기 먹고 있습니다. 운동해가지고 벗고 무대를 할까요? 네. 맞아 한번 잘라서 벗는 거야? 아, 난 벗으면 안 되는데? <laughs> 제가 먹고 할게요 제가 아 오케이 태우씨 고기 싸요 없어? 저 고기 고기 이거 봐 어나 싸였다 고기 주야형 넣어줘요 먹고 있어요 자 우와 아, 아 고기도 먹고 맛있다 양파도 먹고 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가 끝나고 이렇게 회식 중입니다 되게 핑크핑크하죠 옆에 핑크가 핑크 두말 아니 <laughs> 핑크 두 마리 아 우리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저희 내일 염색해요 뿌리가 되게 많이 자라가지고 내일 이 뿌리가 싹 다 없어집니다 기대하세요 어떤 색으로 나올지 주황색 어? 아니 나는 살짝 진한 그 보라색인데 좀 진한 그 저번에 한 색깔이 있어 저번에 한 색깔이